아 여러분 제가 애들 으, 어, 애들 오늘 촬영하는 날이라 도넛 사서 응원 가려고 갔는데 애들이 와버렸거든요 <laughs> 여러분 태호와 재업의 촬영 아, 태호와 상의 촬영 현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, 도넛을 사고 사서 응원해 왔답니다 네, 원래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했는데 숙소에서 들켰어요 오늘은 약간 남친 스트네요 네 오늘 좀 깔끔하게 입어봤습니다 음, 좋아요 오늘 촬영 잘 하시고요 네 저는 계속 담을게요 오케이 그대들의 예쁜 모습 화이팅 오케이 오늘 태호 친구분들이 오셨, 오셨잖아요 그죠 저희 절친들입니다 그... 네. 태호 분들의 과거를 아시니까 아 이따가 한 분씩 단독 인터뷰로 제가 따가지고 예, 어떤 학생이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아! 카메라를 뺏어야 될 것 같은데. 이렇게. 음. 이렇게 아, 그, 그건 적당정찍어 머리만. 잔 PD 재한이 형 최고 잔 PD 잔 PD 자잔 PD 최고 오늘 드세요 잔장 열심히 하